준비물을 들고 눈, 눈만 들어갑니다 출발! 이빨 이빨 오 지금 많이 났다 Let's go. 아. 들고 와서 눈 맞았어 이거 던져 오, 어, 뭐. 오, 오. 예쁘게 만들어주나? 아 뭉쳐질 것 같아 아, 제가 호두가 없었으면 이쥐 버티지 못했지. 아! 제가 지방 사람이라 가지고 눈 오는 게익지가 않아서 눈이 오면 그냥 좋아해요 마냥 좋습니다 <laughs> 사실 아스크림 하나만 더 만들어서 가져가야겠다 아파요 곧 들어가야 될것 같소 저희 생각이 얼 남지 않았어 하나 이제 안될것 같아요 음. 어. 어, 나나 눈두개 음, 가지고 들어 아, 들어가 아 죽을 것 같아 아 퍼왔어? 어아 손 시려 형 어. 빙수 먹을래요? <laughs> 빙수 네. 아니 아닙니다 빙수인데 초코 시럽 넣으면 알죠? 초코 시럽 넣으면 이거 그냥 초코 빙수 빙수 어떻게 야죠 그럴만 그럴만 하지 않나? 아 찍고 있어요? 네 그대로 그냥 아, 써버립니다 아니 아니야 그 그러니까 빙수 같은 말을 하지 마라 이거 먹기 싫어서 아 그래요? 네. 조심하세요 네. 아, 좀푹푹신하다 요거를 완전 동그랗게 만드는 게제 목표입니다 약간 언뜻 보면 네. 그냥 문구점에서 산 스티로폼 같기도 하고 나쁘지 않은데 최강후드와 함께합니다 진짜 오래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옛날에 니네 추천문 주고 나서 그때 이거 안 먹었었는데 아 진짜 형 알죠? 제일 중요한 건 소독 소독 <laughs> 진짜로? 소독해 어. 됐다 <laughs> 강 나왔다 강 나왔다 강 <laughs> 그 나왔다 어디로 날라간 거죠? 영상 강 나왔다 뭐야 이거 자꾸 위로 날라가냐 이거 와 어? 아, 나 운동하고 와가지고 이거 눈 부사졌네, 힘줬더니. 아. 사투리 장렬이다. 아, 나. 아, 눈 부서져 버렸네. 눈이 약한 거야, 네가 센거아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. 나 미치겠네, 와. 나 이거. 오. 모자 쓴. 모자 썼어. 아, 나 이거 합쳐야 되겠네. 닦아야 되겠다 <laughs> 어이 짠! 오! 다시 해야 돼? <laughs> 이미, 이미 얼었어 네 <laughs> 너가, 너가 왜 그러냐 얼었어 한데 네네 네. 인정하네 와 이걸로 머리 맞으면 그냥 이거 볼로 간다 왜 저리 보면 얘기하세요? 왜 저리 보면서 얘기하세요? 여러분들 오늘은 네 그것도 있네 이봐 갑자기 이렇게 쫙 나온다 이거 하나도 안 나오다가 신기하다 음, 이 도저히 이거, 이거 못하겠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손 실어서 못하겠습니다 <laughs> 예 그냥 모자 씌우고 끝내겠습니다 짜잔 모자 쓴 눈사람 여러분 들 이거 귀엽죠? 약간 미니언즈 같네 음. 아 그걸 노렸어요 뭐 어떻게 딱 알았냐 <laughs> 미니언즈 눈사람 완성 네 아니잖아 맞아요 눈싸움의 배 치울 게 엄청, 엄청 많습니다 눈노, 눈놀이는 역시 눈싸움입니다 저 아, 눈싸움 하실분? 뭐 혼자 쓰는 공간입니까? 아아 아, 진짜 매너 없으시네 이렇게 단어 좀, 아, 좀 몰랐어요 잘 닦아주세요 아, 저도, 진짜. 저도 써야 되는데 거기 거기 제가 제일 자주 쓰는 공간인데 그렇게 물을 흘리시면 어떡합니까? 여기서 뭐예요? 예? 여기서 뭐 하세요? 선생님 빨리 아, 닦아주세요 제가 체가 티와 함께하고 있어서 예예예 예, 예, 예. 박나부짱 예예 인정합니다 아 정말 여러분 눈, 눈싸움은 역시 밖에서 해야 됩니다 네. 밖에서 해야 됩 그렇죠 <laughs>